2021 PGA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대회 최고령 우승자의 기록을 세운 필 미켈슨의 퍼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그 골프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제발! 대회 중계방송을 보다 필 미켈슨의 퍼터가 유독 눈에 들어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퍼터 타입은 블레이드이지만 헤드 모양이 약간 둥근 형태라 귀여운 느낌마저 듭니다. 요즘 다른 선수들이 사용하는 블레이드, mallet 형태의 퍼터와는 많이 다르죠. 퍼터 명칭은 오디세이 밀드 블레이드 필 미켈슨 혹은 오디세이 PM 프로토타입이라고도 합니다. custom 퍼터이며 그립은 슈퍼 스트로크 피스톨 GT 투어입니다. 35인치 길이에 face insert는 화이트 핫 XG인데 미켈슨이 특히 이 insert의 타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로프트는 3.5도, 라이는 74도입니다. 이 퍼터의 애칭은 Tiger Slayer입니다. 2012년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필 미켈스는 타이거 우즈와 한조로 경기를 하였는데 타이거 우즈는 75타로 부진한 반면 필 미켈스는 64타를 기록하여 타이거 우즈를 큰 차이로 꺾고 우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Tiger Slayer라고 불리우게 되었죠. 2020년 타이거 우즈와의 이벤트 경기인 The Match에서 이 퍼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오디세이 PM 프로토타입만 사용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연우 선수들처럼 중간중간에 다른 퍼터를 쓰기도 했죠. 어쨌든 이번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퍼터니 당분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뇌피셜이지만 부상 회복 중인 타이거 우즈를 응원하기 위해 이 퍼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필 미켈슨 퍼터 어디서 살 수 있나 인터넷을 뒤져봤는데 똑같은 건 없고 비슷한 건 이베이에서 중고로 팔고 있습니다. 아마 오디세이에서 미켈슨의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곧 한정판을 출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그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